2021년 1월 1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 파로미 양이? 양아 양아 아저씨 아이 죄송해요 제가 그럼 억지로 엮게 억지로 아저씨 가게 제가 연락했잖아요 뭐 예, 들어가 뭐야? 분명히 아예 소리 나는데 휴대폰 여러분 잠깐만요 뭔 들어오는 소리 안 네, 잘못 들었나? 뭐문 여는 소리 들었는데 쾅 닫는 소리 듣고 바로 나왔어 안에 들어왔을 거야 분명히 그래갖고 내가 최대한 빨리 왔어 안, 안 그러면 또 언제 저기 차 아, 모르겠어 저선적인지 뭔지 모르겠어 목소리가 굉장히 굵어 제가 재선에서 이제 처리하고 안 되면 그때 신고하죠 빙의남에서도 그랬었고 그때 강간범 잡았을 때도 그랬고 제가 다 신고했습니다 신고할 때는 여러분들 그러면은 한 번만 가서 대화 시도만 해볼게요 좀 멀리 떨어져서 저기요. 저기요. 아! 어! 우와! 야! 신고, 뭐, 왜? 신... 뭐? 뭐, 왜? 신고, 왜? 신고해라, 봐 어이! 신고하라, 야! 어? 경찰에 신고했다, 이 씨발. 야! 신고해라, 어. 당신 누구야? 잠깐만 뭐야 이거? 방주머니 떨어져, 떨어졌어 아니야 지금 아니야 나 한 번 더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112 눌러놓고 시작할게요 전화를 그냥 누구세요? 당신 여기 있었구만요 예. 카메라 딴데 돌리지마 돌리지마 돌리지마 돌리지마 카메라 딴 데 돌리지 말고 카메라 딴 데 돌리지 말고 딴 데 돌리지마 딴 데 돌리지마 그대로 가 그대로 가 그대로 가 어? 어? 뭐야? 뭐야? 이거 뭐... 저 분명히 움직였는데? 센 악기는 아닙니다. 잡기는 있어요. 물건 하나 움직인 거 보셨죠? 의자. 잡기는 있어요. 세진 않습니다. 지금까지는 그래요. 여기는 항상 망자는 있었습니다. 여러분들 일단은 여기 아까 사람 있었던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여기서 바로 신고하라고 그랬거든요 아까 제가 뛰어가는 소리를 들었어 아마 딱 피신하고 다른 데로 거처를 옮겼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.